감사합니다. 아, 수지한테 우선 뭐 먹을지 물어보고 바로 시켜. 김치를. 언니 연기하는 거 아니? 야, 입에 넣자마자야. 그게 운명이었나? 아까 그, 그 식당 이름 뭐야? 순창 순창 식당 음, 너무 맛있다. 음. 근데 먹어볼까? 음. 정리도 좀 해주세요. 네. 이모 여기 칼국수 하나 나가요. 하나? 네. 네. 어. 안 1번. 네, 괜찮습니다. 이거 소스가 더 맛있는데? 비빔보다? 아 진짜? 김치가 맛있어서 뭔가 김치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제가 블로그 찾아보다가 만두 두개 시켜가지고 엄청 배터지게 먹었다는 사람을 봤어요 두게 편집 거안 나왔네 너왜 다시 잘랐어? 아니 이상한데 왜 나왔어? 너 왜 자취? 이제 월세 낼 일이 남았네 너무 원래 낙지 먹으러 가려다가 여기 온 거잖아 한 300년 된 거 같은데 30년이 아니라 아, 아저씨가 문 열길래 보고 탐방하고 왔어 언니 들어가면 나올 것 같아. 요거 막 이렇게 되게 편한 식당이었는데 만두도 하나 주세요. 다시 그받아가지고막 엄청 인테리어도 그렇게 꾸며놓고 이래가지고 이 앞에서 사진 많이 찍더라 어디? 여기 서서 밖에서 이렇게 어, 여기 사 찍자 어빵 냄새 빵 냄새 크루아 가져갈 거래. 응, 가져가려고. 아, 집에? 응. 아나 아몬드 크루아상. 이거 크로핀 아니야? 크로핀 맛있어요? 크로핀이야? 뭐... 아니 크루아상이랑 머핀이랑 아, 합쳐져서 아 크로핀 <laughs> 이거 한번 먹어볼까? 하나 뭔가 아쉬는데 엄청 차가워. 이 거, 얘 이런 건 차갑게 먹어. 민규야, 너 가운데 앉을래? 맛있어. 와, 맛있겠다. 네. 대박. 아, 맛있겠다. <laughs> 내가 언니한테 마라탕 먹고 싶다고 했었 만약 아예 밖에 못 먹으면은 아, 마라탕 마, 집에서 마라탕 먹자고. 마라탕 집에 있긴 있어. <laughs> 너는 몇 시간 다고 개판이고. <laughs> 안 돼. 와, 아, 어, 여기 아, 들어올 것 같아. <laughs> 진짜 그렇겠지. 음, 맛있겠다. 와, 빵 파티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뭐 먼저 먹어야 해. 맛있다. 음. 음. 부드럽지? 음. 약간 음. 카스테라. 음. 음. 너 되게 예쁘게 먹는다. 어. 어머. 음, 난장판이야. 접시가 너무 작니? <laughs> 아닌 것 같은데. 엑설런트 진짜 오랜만이다. 길카페이 네, 똑똑똑 아니에요? 너무 뭐 구멍이. 그냥 이렇게 할까? 그러면 이게. 어, 씨. 달아 빠져. <laughs> 너무 달 너무 단거 아, 아니야? 안 찍혀 있었어. 나 누르고 있는 건. 맛있네. 택배가 와서 뜯어봤는데 이게 도착했습니다. 제가 다음 주에 생일이어서 친구가 갖고 싶은 거 있냐고 해서 스팀 다리미 갖고 싶다고 했거든요. 근데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배송이 왔어요. 색깔이 완전 딸기우유색이에요. 엄청 무겁지도 않은 것 같고 여기다가 물 넣고 쓰는 것 같고 여기가 전원 버튼인가 봐요. 이거는 솔, 솔? 이거 바꿔 껴서 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장갑도 같이 주네요. <gasps> 색깔 너무 예뻐. 이 귀여운 스팀 다리미를 사줬습니다. 준비 씨요? 9시에 하나? 뭐? 오늘 인식당 하잖아. 먹을래? 이거 봐. 나 봤어, 이거. 아니, 뭐, 강릉 간 거. 뭐없냐 배틀 트립 틀어줘. 아직 안 됐어. 뭐해. 여러분, 배틀 트립에 Yes, good morning. Um, is this Yunstay Hotel? Yes. What time does breakfast open? You can come anytime. Okay, bye. Okay, come down.